Corea. El día de hoy estamos con un invitado, él es Cristian de Coreano Vlogs. Estamos con Cristian porque vamos a hacer unas entrevistas a los coreanos. Vamos a preguntarles varias cosas que ustedes han querido saber siempre y pues nada, vamos a empezar. ¿Qué odian los coreanos sobre Corea? Mm. 어, 그러니까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거 보면요 다 유행 따라서 하고 개성이 없잖아요 길에서 네. 교육 시스템 같은 거 아, 권력나무 이런 거 아. 그러니까 정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음. 말 그대로 서민들은 맨날 새끼 얼떡거리고 이제 소주도 이제 가격도 오르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깔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근로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문화는 좀 바뀌지 않나 우리도 이제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성장했는데 그런 선진국인 만큼 정말 이런 쓰레기 문화 같은 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너무 음. 빌빌대는 싱글싱글거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좀 요즘에 되게 요즘 들어서 되게 좀 많이 많 마, 나쁜 일들도 많이 생기고 SNS 그런 어떤 게 보면 이제 좀 인간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 잔인한 것도 되게 사람답고 대응하는 게 되게 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?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p 아, a los coreanos. Aquí es, ahora ya se muchas gracias. Muchas gracias a Cristian por ayudarnos.